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.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경찰조 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 정식 입건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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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 라인업에는 정준영의 이름이 빠져있다. 관련 기사 승리 성접대 정준영 동영상 논란 선긋기 안친해 요구 더 법적 조치 예고까지 정준영 몰카 동영상 논란의 잔네트워 현지에서 먹길. 가 1박 2일 날벼락. 정준영 나 혼자 산다 재조명 피트. 로이 김혜디. 김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혁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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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논란이 가열되자 정준영은 KBS 2 1박 2일, TBN 잔네트워 현지에서 먹힐까 등 출연 중이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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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은 세븐틴의 예능 꿈나무다. 3년의 도전. 끝에 라디오 스타에 나왔는데 열심히 잘하고 가겠다. 며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.